오늘은 특별히 배틀그라운드 팝업스토어를 다녀왔습니다. 예! 기다리기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바로 까보도록 할게요. 일단 상자는 이번에 서럼맵 나온 기념이라서 그런지 보급 상자 위에 이렇게 눈, 눈, 눈 눈이 쌓여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. 이 럭키박스는 하루에 네 한정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. 럭키박스 구매 시에 in-game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정판 스킨 쿠폰 코드도 같이 줘요. 아직 게임에 접속해보지 않아서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거는 모바일용 쿠폰. 배그 모바일을 하지 않아서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.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전 구매 고객들한테 나눠주는 사은품 같은 건가 봐요. 진짜 배그 진통제랑 똑같이 생겼어요. 한번 진통제부터 까볼게요. 음, 진통제 안에는 이렇게 젤리가 들어있습니다. 맛은 그냥 그래요 자 이제 한번 까볼까요? 두둔 두둔 두둔 두둔 두둔 두둔 두둔 두둔 두둔 두둔 음, 음, 음. 제일 먼저 보이는 아이템 이 닭다리 인형 와 치킨이다 이 닭다리 인형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와요 지금 아 근데 이것도 되게 구매하려면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? 아까 팝업스토어에서 구경하고 왔을때 비쌌던 것 같은데? 일단 첫 번째, 닭다리 인형. 근데 이거 럭키박스 고를 때 거기 직원분이 이거 다 들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. 무게가 다르니까 들어보고 골라가시라고 그래도 제일 다른 심혈을 기울여서 무거운 걸 들고 왔는데 자, 두 번째 뭐지? 아 이거는 메모지인가봐요 점창 메모지 반역판 곤란한데? <laughs> 아 이런 것만 나오면 곤란해 점창 메모지 곤란해 <laughs> 곤란하다고 뭐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7그라운드 양말 사이좋게 검은색, 하얀색 이렇게 두 컬레가 들어있네요. 어? <laughs> 뭐야? <laughs> 이, 이 배틀그라운드가 요, 이 발바닥에 들어가는 건 줄 알았는데 발목에 있어. 바, 바, 발, 발목에 있는데? 나, 나 5만원 썼단 말이야. <laughs> 그래, 네, 착용샷을 한번 보여드려야겠죠? 근데 네, 오늘 영상은 리뷰의 목적이니까요. 짜잔! 좀 뭐가 많이 들어있긴 하네요. 네 번째, 배틀그라운드 에너지 드링크와 진통제 젤펜 에너지 드링크 젤펜 예, 메모지까지 있으니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보다 펜은 괜찮아요. 펜은 되게 잘써죠몇 개 안 깐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아! 배틀그라운드 에코백 에코백 끝이에요 없어요 없어요 짬, 짬처리 당한 기분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음 행사 때 좋은 게 나오겠죠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크게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티셔츠라든지 백팩이라든지 <laughs> 그렇습니다. 저는 호구입니다, 여러분. 하지만 다음 팝업 스토어가 오픈하면 저또 사겠죠? 네, 그럴 것 같네요. 네!